어떻게 좀보 골라야 돼? 잠깐만. 아, 너무 미끄러운데, 박스가? 어, 여기, 여기, 여기. 착하지?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어? 이불 커버 왜 안 왔지? 이불 커버 어딨어? 이불 커버 시켰는데? 어? 야 이불 커버 왜 안 줘? 야 이불 커버 왜 없죠? 아니 매트리스 커버도 같이 주문했는데 안 왔어요 아이씨 그 잘랐는데 커버 없이 하루쯤은 괜찮겠죠? 커버 없이 하루쯤은 넣어볼까? 어! 어! 일단 이불도 예쁜 거 시켰는데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주 덮고 자던 그 이불을 깔고 아. 그럼 저는 이것 좀 치우고 그리고 자도록 할게요 내일 네, 봐요 See you tomorrow 안녕 See ya 지금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간은 아까 보니까 오전 10시 반이제 어제 새벽 3시 반쯤 잤으니까 그래도 7시간 정도 잤네요 아, 근데 너무 피곤한데 어, 어. 밥을 먹어야겠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갑시다. 아,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이거좀 치우고, 그리고 자도록 할게요. 보라네, 네, 미안해. 아, 밥 먹고 버리시다 샤워하고 오늘은 TV가 왔어요 TV가 왔습니다 아까 탭이 좋아져가지고 잠깐 깨갖고 받았어 그리고 세탁기도 왔고요 인덕션도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환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군대에서도 환기를 정말 중요시해요 코로나 시대여서 아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환기를 합니다 밖이 상당히 시끄럽네요 오늘 뭐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창문 닫으면 조용한데 아침에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럼 저는 밥을 먹기 전에 샤워를 먼저 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갬성 갬성 갬성 추가요 플러스 더블 클릭 와 와,